음. <laughs> え Mm-hmm. 응? 응? 응? 어? 어? Thank you. Mm-hmm. Mm-hmm. Go. Oh. えっ あおう